that day I live in a dream. that day I live in a dream. 캐리온이 음. 140불짜리가 지금 75불이야. 어. 와, 그 색깔도 이쁘고. 음, 맞아요. 와, 색깔도 예쁘고 좋다. 와, 짱.